이게 POE 전원이 지금 들어와서 카메라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카메라 전원 이렇게 POE 리피터 기능이 있고요. 여기 이제 카메라 쪽으로 접점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비상벨을 끝나면 이렇게 되고 이거는 이제 리모컨인데요 리모컨도 3초간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끝나면 하복이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